뭐 여유증의 진단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해서 남자분들이 자기 가슴 주변에 원치 않은 봉긋한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전부 여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체중이 많으셨던 분들이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었지만 가슴이 특별히 유난히 남아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마른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가슴 주변에만 뭔가 봉긋하게 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현재의 상태가 좋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남자분들도 원래 정상적으로도 유두 밑부분에 여자분들처럼 유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 조직이 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발달돼서 그것의 볼륨 자체가 겉에서 많이 보이고 또 만졌을 때 어떤 몽우리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에는 그런 걸 바로 진성 여유증이라고 합니다. 가성 여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선 조직이 발달한 경우가 아니라 몸에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 중에 특히 가슴 주변에 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그 지방으로 인해서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 보이는 경우 이걸 가성 여유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유선 조직이 일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조직도 같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성혈증이라서 지방 조직이 많은 경우에는 그 지방을 줄이기 위한 지방 흡입이 수술의 주가 되고 그리고 진성여증이어서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된 경우에는 그 유선 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그 방법이 수술에 추가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섞여 있기 때문에 수술은 거의 항상 지방 흡입과 위선 제거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